갑자기 충동적으로 둘이서 캠핑을 가기로 했어요. 둘이 가는데 짐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. 다들 어떻게 이렇게 컴팩트하게 다닐 수가 있는지. 유튜브에서 본것도보단더 많이 나나 봐. 포스터 아직 안쓸 거네. 눌러. 동그란 걸 눌러. 으 저절로 다쳤어. <laughs> 다들려고 놀래려고 했는데 저절로 다쳤어. 가자. 자, 아우 좁아. 좁다. 받는다. 어. 돗자리를 폴딩해서 이렇게 평탄화가 됐고요. 엄청 간단하죠. 예쁘게 만들어줘. <laughs> 맛있다 근데 너무 뜨거워. 그러고 너무 좋아. 이거 먹고 바로 고기도 구워야겠다. 응. 그냥 물같이 생겼지만 맛이 따로 있어. <laughs> 엄마는 맥주같이 생겼지만 알코올이 없어. 맛있다, 그치? 응. 이거 그냥 이렇게 썬다. 응. 하늘 조심해. 응. 음. 엄마는 요리사. 여기가 딱딱 떨어뜨릴 것 같아 여기가 딱딱해서 잘 들어줘 오 떨어뜨릴 뻔했다 여기 발사고 아. 이거를 파는데 어 넣잖아? <laughs> 물체로 바뀌어 조심해. 손 안 다치게 조심해. 오, 뭐야? 안 돼! 음, 어? 밥이랑 같이 들어있었네? 응. 예전 캠핑 엄청 막 닳고 그랬었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스피커도 챙겨왔지요 때려 내건 이렇게 돼 사실 엄마는 마시멜로 두 개 했어 뭐야 네. <laughs> 밤새 이슬에 젖으면 안 되는 것들은 이쪽 그늘막 텐트에 다 넣었어요. 이제 차에 들어가서 잘 거예요. 당진에서 99% 충전해서 와서 지금 79% 남았거든요. 이제 내일 아침까지 캠핑 모드로 계속 켜놓을 생각인데 지금 온도는 23도로 세팅되어 있고 내일 아침에 몇 퍼센트 남았을지 되게 기대되네요. 이 차의 캠핑 모드가 과연 어느 정도로 유용할지 내일 아침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공조기 세팅에 캠핑 모드가 따로 있어요. 소리 되게 좋다. 제가 요새 계속 잠이 잘 안 와가지고 불면증인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. 근데 캠핑을 왔더니 너무 졸려요. 밖에 나와서 계속 움직였더니 거의 한 새벽 3시 정도?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빨리 자야겠어요. 엄청 푹 잘 것 같아요. 다 했어? 응. 빨리 자자. 어디 있더라. 뭐 읽을 거야? 있다. 산 넘어 남촌에는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나무로 오네. 꽃 피는 서울이면 4월이면 4월이면 진들레 향기 밀익은 밀익는 5월이면 보리 내 음새 morning. 너무 일찍 일어났어. 왜? 어, 계란이 밑으로 내려갔어. 엄마 응? 그거 왜 칼로 잘라? 여긴 잘라서 버리게 탔어 이거 그거 같다 쳐서 오이 보여줘봐 어떻게 됐어 와 이번에는 식빵을 엄마가 가운데를 꾹꾹 눌렀어 아까 전 그냥 납작하면서 그래? 왜냐면은 더 빡빡 쓰는 게 더 좋은 거잖아? 좀 그만해 근데 마지막 이 집에 가고 싶어 알았어 안돼 나 아직 안 돼. 아이 정말